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부터 감도를 초고감도에서 고감도로 바꿔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좋아요와 구독 아! <laughs> 원래는 DPI 3200에 수직함도 2.0, 인게임 50을 썼었는데 거의 배가시는 분들이 거의 안 쓰는 초초초 초고감도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에임이 가끔 좀 기복이 심하고 그 집탄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반으로 뚝 1600으로 맞춰볼 생각입니다 1600으로 해도 거의 반이 줄어든 거라 수직감도 일단 그대로 두고 여기서 맞춘 다음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세밀한 걸 조정하는 건데 감도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바꾸게 된 계기는 딱 그 한마디였어 그러니까 재능이 엄청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너의 실력을 감춰두냐 감도에다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감도를 바꾸게 됐습니다 <laughs> 그치 그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니까 이때까지는 모래주머니 차고 필드 뛴 것처럼 그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안 하냐고 물어보길래 음. 두 명이 나오네 쫄았네 안 쫄았노 아, 아 장전 안 돼가지고 쫄았겠죠 와, 보급 찾은 거 실화냐? 사람도 있는데 근데? 박으면 이길 수 있냐? 간다! 지렸다 진짜 와삼뚝 hi? 나애답비야와 <laughs> Nice. <laughs> 아니 감도 안 올렸는데 벌써 적응했어 나 진짜 재능충인가봐 1600 벌써 적응해가지고 말도 안 된다 숨막혀 어나 머리 못 썼는데 얘 죽었다 아싸 아싸 나이스 예 <laughs> 아, 너무 빨리 먹은 거 아니야, 치킨? 어떡하지? <laughs> 사번 머리를 써 나는 너보다 더 크게 돌았지롱 나이스 와 미쳤다 그런 것 같아 전옆에 낮춘 것도 적응되고 그냥 잘 맞다 보니까 자신감도 붙어가지고 더 잘하게 된 것 같은데